골랐는데 샵 마이 외통료 그 장사 이상 부탁드어 어어 참고로 말씀드린 생기들이 노래하며 나와 지켜보는 지금 오늘 일반 선생님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 파이팅 노래로 주서 주시고 어디 이번에 불대로 우리는 결판들 내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 쉽게 이런 소리로 보이려 말아야 나랑 산다고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란다고 내게 이런 말아야 싫어 이지도 않는 거야 짠 내고 참아 말을 내고 참아 너라어 믿는다도 싫어 とは違うなおう、それそれそれもう一度、たぶん、せっかくだけど、ちょっとだ、ちょっと、要は、そう、これ、ブローカー、どの人だった、こういう歌、さあ、人は、ふけあんない、大変 の酒は風呂触れる仕事のルーラー急にくだもんだね花急にくだもんだねくで花急にくだもんだねくで花急にくだもんだねくで花自分で何を誰か東京東京様のおいしそうほら乾杯しそうわおいしそうなにょがなんでなだっけだっけだっけだっけそうまあこれは別にそれでは仕事を始めてくれてこない俺が二度とだめですけどまあ俺は自分の仕事を 우리가 정신을 주너도 없어 나는 이제 없어 너에게 Będziesz moja strona, tu so strona, nie widzę, że moja strona,